애지중지 애지중지 애지 도망간다 애지 애지 도망간다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야 애지 아빠인데? 애지 아빠인데? 애지야 아빠인데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애지 등지 등지 등지 등지 등지 돼지야 돼지야 돼지야 돼지 돼지 이제 말이지 이제야 이제 아빠 아빠 아빠 애지야 애지 어, 아빠인데? 아빠야. 아빠인데? 어 아빠인데? 일로와 애지 애지야 애지야 애지야 애지야 예지야 너 그럼 아빠 일로 간다 아빠지 아빠지 <laughs> 아이고 무서워 아빠야 아빠 무서웠나 봐 그치? 아빠지 이제 괜찮지? 어? 아빠가 봤지? 이제 아빠 아빠 승진 안 무서워하지?